위즈원, 좋은 아침. 일주일의 시작을 힘차게 보내라고 제가 왔어요. 귀찮다고 아침 거르지 말고 꼭 먹고 아주 그냥 화이팅한 하루 보내세요. 요즘 저는 위즈원 만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곧 컴백해서 위즈원 만날 생각에 하루하루 떨리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위즈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!